네, 오늘은 쿠키 반죽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버터를 녹이시고요. 네, 녹이신 버터가 좀 뜨겁겠죠? 좀 식히신 다음에 계란을 넣어주시고 거품기로 섞어주십니다. 네, 이 분량을 알려드릴게요. 쿠키 파우더, 마트에서 파는 쿠키 파우더 250g 기준으로요. 버터 50g, 계란 한 개인데요. 저는 지금 쿠키 파우더 750g 기준으로 맞췄습니다. 다시 이따 말씀드릴게요. 버터 50g, 계란 한 개가 쿠키 파우더 250g 기준입니다. 네. 그 다음 이렇게 쿠키 파우더를 넣고 섞어주세요. 지금 이 반죽은요 입혀서 어, 쿠키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거기다 맛까지 좋은 그 쿠키 클레이를 할 수 있는 반죽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. 굉장히 간단해요. 이렇게 섞어 주신 다음에 손으로 반죽을 해주시는데 우리 밀가루 반죽하듯이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치대해 주십니다. 저는 좀 750g 정도 해서 많은 양을 했어요 색깔을 입혀서 좀 두고두고 어, 여러가지 모양으로 낼 수 있으니까 어, 뭐 방학 기간 동안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양을 좀 넉넉히 했습니다 이렇게 반죽이 어, 거의 다 됐죠? 이 반죽을 여섯 등분으로 나눠주십니다. 네. 굉장히 양이 많죠? 어, 이 쿠키 파우더가 요즘에 마트에서 너무 잘 나와서 정말 맛있어요. 이제 이제 색깔을 입힐 건데요. 청치자 가루, 그 다음에 시금치 가루, 백년초 가루, 코코아 가루, 단호박 가루를 준비해 주세요. 이거는 제빵 제과 사이트에 가면 다 팝니다. 여기다 이제 아까 6등분한 반죽을 가운데에 좀 움푹 패어서 어, 가루를 넣어서 색깔을 입혀주는 과정이에요. 이거는 어른들도 이렇게 만들다 보면 굉장히 힐링되고요.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. 거기다 맛까지 네 좋습니다. 네, 색깔 이렇게 입힌 모습입니다. 굉장히 색깔이 이쁘죠? 방법을 알아야 그 다음 이제 쿠키 클레이를 하실 수 있어서 이것부터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눠서 랩에 싸서 네, 보관을 해 두시면 됩니다 예,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꺼내서 쓰기 편하게요 이게 일일이 작업이니까 네, 미리 해두면 좋겠죠 색깔마다 나눠서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냉장고에다 두시면 됩니다. 유효기간은 보름입니다. 그럼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.